다 먹어봐. 생각나. 조심. 어, 여기 나도 있어. Hôm nay Trinh Ngố sẽ ăn chuối tinh đồi. 다 먹어봐. 맛있네. 집에 가져가야 돼? 빨리 먹어. đi chợ mua một đống đồ luôn mua câu á cô ừ. Rồi đợi Cô miếng Đi qua Nope 이거 얼마야? 만동, 이만동 정도가 모르겠어 하나 만져봐도 돼? 응야뭐 먹어 이거 먹어도 돼? 이거가 이거 있잖아. 그럼 여기 있다 먹어. 먹어? 응? 응. 이거가 스포러 안 돼? 머리. 아, 아, 그냥 몰라 먹어. 이거 머리 해. 우리도 사자. 아. 뭐라고 한 거야? 그냥 다 하나 오빠가 먹어. Amandong. Tunggu pa? Ah, ah, Rico. 기다리. 이거가 머리야, 이거가. 아, 이거. 응, 해. 응. 그냥 이거 먹어 그거 머리 오케이? <laughs> 가자 어디 갔다? 우리가 1 0가 포탈 얼마야? Uh, I don't know. Eh. And Itan the eye that count money. Ilo ilo. Toto. I think that Egypt or mango. The chicken with chicken with pizza. Bây giờ tụi mình sẽ về nhà và nấu ăn. ba <laughs> một câu qua con của à mua thêm gạo nữa đây con thắt nó mà tụi mặn thế. ăn thế. không làm gì Báo ngọc biển Hỏi gì kìa À hai mươi hai nghìn một kilo năm kg là một một. trăm trăm một trăm mười. nghìn trăm mười. 어, 그거 510가 얼마 알아? 12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다 6천 원 바보야 쪽